나는 지금 강아지의 몸무게가 넘어졌다 뭔지 인간이 안전벨트 매야 돼 안전벨트 매야 돼 너. 와너 아, 되게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다 아너 지금 막너 아, 그냥 막 빨리 운전하고 가세요 라는 식으로 되게 앉아있다 너 지금 어? 뭐 언제서본가 여기가 내 자리다 싶은 거 마냥 거기 앉아있는다 너 지금 너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? 아니 왜 갑자기 거기를 안 가가지고 꽂힌 거야 엄마랑 거기 가거기를 같이 가 그러면 알았어 너 갈게 그러면 엄마 앞자가기로 같이 가 아빠 어이없다 너 지금 짜잔 <laughs> 엄마는 지금 안전벨트를 챘는데 지금 강아지의 몸무게로 넘어졌다 안전벨트 매야 돼 안전벨트 매야 돼 너! 안전벨트 매고 가자 저 이제 다 왔으니까 집에 가자 그래 이제 나올 거야?